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주태균이라고 합니다. 수술 1일차 안녕하세요. 수술 3일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술 5일차입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고 붓기도 나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나 아직 붓기가 많긴 한데 되게 많이 빠졌어 이제 상영한 지 7일차가 됐습니다 처음에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? 그러니까. 되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다 하게 되니까 솔직히 마취하고 나서는 혹 하고 일어나 버려요 솔직히 제가 막상 성형을 하고 나서 지금 붓기 관리를 하는 방법은 성형외과에서 붓기 케어 해주는 대로 붓기 케어 받는 거가 일단은 제일 베스트고요 그거 하나랑 호박즙 먹는 뭐 거 호박즙 물처럼 마셔요 진짜 그럼 오늘의 인터뷰 끝 와우! 팬들이요? 처음에 조금 징그럽다고 막 무섭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붓기 많이 빠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, 지금이요? 지금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요 김치에다가 아 지금 아픈 거는 약간 윤곽 쪽 통증? 그 정도? 지금 불편한 거는 처음에 코 이거 풀고 났을 때는 숨이 잘 쉬어졌는데 이제 코도 보니까 안쪽이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액체 같은 게 많이 고여 있으니까 숨을 쉬기가 힘든 거? 아, 실밥 제거 많이 아픈가? 아 이거 무서운데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궁, 궁금한 게 네. 있는데 이쪽 눈이 지금 조금 더 크거든요 지금 붓기 차이 아 붓기 네, 차이 왼쪽이 조금 더 갈떠지고 이런 아. 느낌은 있는데 그런 건 아마 아, 딱 맞게 됐나요? 네, 거의 딱 아까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. 네, 괜찮으시고 눈 감아보실래요? 상처도 깨끗하고 네, 잘 됐습니다 아 진짜요? 음. 근데 약간 상처 느낌이 나요 네. 흉터 느낌이 나요 어디 어디? 이쪽 부분 그거 아 그건 다 없어져 지금 있는 약간 찝혀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시간 지나면 눈이 더 커지나요? 어 지금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 네. 왜냐면 지금 부어있는 게 지금 라인 아래쪽에 라인 위가 보이세요 여기 아, 이 붓기가 빠지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살짝 올라간 느낌 위에가 가벼워져 어... 우리 눈 부으면 조금 잘안 떠지잖아. 네, 여기 되게 어, 무거워요. 어, 무겁잖아. 그게 없어지면 조금 가벼워지니까 어... 아마 조금 더 시원해진다고 생각하실 텐데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보세요 네. 안녕하세요. 어, 오, 잘생기셨다. 도형물 안 썼잖아요 네. 예, 연골로 라인 맞추는 게 네. 쉽지는 않더라고 엄청 혀있었어요 아. 네. 아. 꼭 본인이 좀 혀있던 거 알아요? 네 많이 알고 있어요 네. 이쪽으로 완전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휘어 있었거든요 네. 그래서 이쪽 뼈를 좀 쳤어요 제가 아, 네. 현재는 라인은 괜찮고 네. 코 연골 시켰기 때문에 아직 굽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네. 이쪽 뼈를 쳤기 때문에 이쪽 부께는 늦게 빠질 거예요 흰 코랑 처진 코랑 라인까지 제거어 느낌이 이상해 어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느낌 어 느낌 너무 신기해 안 아프면 됐어 느낌 아 아파, 아파요 아파요 <laughs> 원장님 아파요 너무 신기해서 아프단 말안 했어 앞에 있잖아요 케이크 거기서 케이크 한 3개만 진짜 이렇게 혀로 보실 수 있는 걸로만 사가지고 집 가서 먹으려고요 아 근데 뭔가 이 가루가 낄 것 같은데 아 저도 그거 솔직히 걱정됐고 한 일주일만 더 참아봐요 더 참으라고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